음, 이런 거는 아무 때나 물어보면 아무 때나 대답해 줄게요. 가슴 수술에 사용할 보형물 자체는 전부 동그랗게 생겼고요. 그래서 어, 실제로 무슨 크기의 보형물을 사용할 거라고 직접 보여드려도 그 보형물이 들어간 가슴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수술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실제로 커지는 가슴의 모형을 이렇게 볼륨에 따라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모양으로 어, 수술 전에 대봐드려서 얼마만큼 가슴이 커지고 어떤 모양으로 커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각 보형물마다 제품들이 정해져 있어서 어, 몇 cc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 몇 cc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합친 모양, 아니면 좀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수술에 사용할 정도 크기의 보형물에 맞춘 이 모형을 가지고 수술 전에 내 가슴 가슴이 어느 정도로 커질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보형물은 그냥 원형이기 때문에 어, 가끔 이걸로 상담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보형물을 넣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형물은 그냥 동그랗게 생겼고 요거는 수술하고 나서 내 가슴이 어떤 모양으로 커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